안녕하세요. 러브레터에서 첫 번째 First Love Story로 어, 다루게 될 영화는 화제작인 어벤져스 엔, 드게임입니다 어, 제가 오늘 3D로 보고 왔고요. 그래서 스포를 최대한 또 안 보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니까 스포를 아주 조금, 조금만 최소한으로 하겠고요. 어, 영화를 예습한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예습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리뷰로 볼 수도 있겠고 약간의 줄거리, 약간의 스포, 약간의 결말 어, 또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정말 멋진 대사들이 있습니다. 명, 영어로 여러분이 꼭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이 8개의 명대사를 확인하시면 훨씬 재밌고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좀 약간 미쳤어요. 네이버 평점이 9.58이고 그 상당히 높죠. 최근에 이 정도의 평점이 있, 었던 영화가 있을까 싶고요. 개봉이 이틀만 이틀이 지났는데 217만 명이 넘었으니까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본 건데 뭐 강남역 근처에 제가 사무실이 있어서 강남역 메가박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강남, 역 근처에 두 군데가 있죠. 메가박스 강남하고 메가박스 시티 강남시티인가? 예,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거의 뭐 그 한 메가박스 극장은 어, 요 어벤져스 엔드게임만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 티켓 파워가 엄청나죠. 영화를 보니까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또 흥행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음, 180분이라는 런,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긴데 그 저도 막 지루한 거 못 참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잘 스토리나 편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 3D 효과도 제가 본 3D 영화들 중에서는 단연 탑이 아닐까 싶어요. 어, 3D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굉장히 리얼했습니다. 예, 그래서 3D로 또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영화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그런 어떤 긴 영화, 장편 영화 시리즈는 반지의 제왕하고 매트릭스란 영화 있죠. 좀 오래됐지만 어, 다몇 편씩 나왔는데 그 시리즈들의 장점을 모아놓은 영화 같기도 해요. 어, 자 그러면 우리 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뜸을 많이 들이네요. 제가 <laughs> 죄송해요.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원치 않게 스포를 제가 듣고 말았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강남역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원치 않는 순간에 불시에 훅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네이버에 보니까 이 스포를 듣지 않는 방법까지 어느 분이 재밌게 포스팅을 하셨던데 진짜 훅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니까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 제 사무실 근처에 강남 대성학원이 있어요. 뭐 유명한 재수학원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어벤져스에 관한 수다를 엄청 크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나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 친구가 그걸 봤는데 뭐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죽어서 뭐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잊혀지겠어요. 바로 옆에서 크게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대성학원 강남 대성학원 학생들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약간 힌트를 들면 한 명은 맞습니다. 죽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한 명은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예. 어, 그 명대사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타노스라고 우리는 하는데 영어 발음이 데너스죠. 데너스.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데너스가 했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어, 명대사는 화면에 자막으로 여러분 띄워드릴게요. I am inevitable. 예, 목소리 엄청 깔아서 I am inevitable. 중요할 때마다 이걸 몇 번씩 해요. 다시 한번 I am inevitable. inevitable이 약간 필연적이다. 테노스는 굉장히 좀 어, philosophical, 굉장히 좀 철학적이에요. 이 영화를 하여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동감하실 것이고, 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그 갑옷 이 사진도 하여튼간 영화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철학적이라고 하는지 예. 일반적인 빌런들 나쁜 놈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뭐 매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 대사 I am inevitable 좀 어려운 단어네요. inevitable이란 말을 왜 자꾸 하는지 예. 그리고 두 번째 명대사는요. 뭐 이게 이미 네이버 그 영화 배댓에 걸린 것 같은데 I am Iron Man이에요. I am I am Iron Man. 예. I am Iron Man. 이 한마디 굉장히 묵직합니다. 사실 그 토니 스타크가 굉장히 턱걸이부 수다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아이언맨 어 그 어벤져스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어, 이 대사 굉장히 묵직합니다. 예, 왜 배대시 되었는지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 보시면서 어, 어떤 순간에 이 말을 아이언맨이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면에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 어... Some people move on, but not us. Not us. Some people move on. move on이란 표현이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예, 새로 출발한다, 새로 시작한다. 뭐 이렇게 연애 같은 경우도 헤어졌다가 이제 브레이크업 한 다음에 이제 새 출발해야지 뭐 새로 뭐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새로 다른 사람 만나야지 그럴 때 move on이란 표현이 여러분 미드나 영화에 상당히 많이 나오, 나오죠. 예. 그래서 on이라는 게 뭐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계속 어떤 새로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뭐 우리는 여기서 어벤져스들은 어, 뭐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거를 계속 얘기해요. We lost friends, we lost family, we lost part of ourselves. We lost friends. They are gone. gone 사라져 버렸다고 거기서 진짜 boom disappear 어, 스포를 해버렸네요 근데 이거는 그 테노스가 50% 사람 죽인다고 이건 대부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예, 그 얘기예요. 예. 어, 뭐 요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구글도 보니까 이제 먼저 본 그 미국 친구들도 예, 이 캡틴 아메리카의 어떤 q u quote 명대사로 some people move on 이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어, 더 재밌었던 게 어, 여러분 확인하실 게 두 대사가 더 있어요. 밑에는 적어드릴게요. 화면에 안 보이시더라도 밑에 확인해 보세요. 하나는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내가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요 대사를 다른 그 어벤져스 그 에피소드에서도 그 했던 대사예요. 캡틴 아메리카가 여러분 아마 재밌게 본 분들은 어느 장면인지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번에 Avengers End, g a m e 에서도요 대사를 합니다. 재밌는 상황에서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요 보면서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It is America's ass. It is America's ass. 이것이 미국의 엉덩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좀 생뚱맞은 장면에 이 대사를 하는데 It, it is America's S를 언제 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토르, 토르, 토르하고 헐크 확인하십시오. 영화 속에서 완전 반전입니다. 예, 토르하고 특히 헐크는 그나마 봐줄 만한데 토르가 토르가 영어로 돌죠 돌, T H O R, 돌, 돌. 이 똘이 굉장히 골 때립니다. 영화 보십시오. 예. 그리고 단연 명대사는 예, 단연 명대사는 불쑥 치고 나와서 I like this one, I like this one, I like this one. 이 this one이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예, o 이뭐 this one이 뭐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인간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건지가 아주 좀 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I like this one, Thor, Thor, 토르가 이 얘기를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화면엔 안 적을 텐 자막으로 안 뜰 텐데요. 밑에 제가 또 똘가 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엄마를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했어.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No, son, you don't. 너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You are here to repair your future, not mine. You are here to repair your future, not mine. 이런 대사를 해요. 약간 못 줬던 것 같아요. Repair your future. Repair가 여러분 고치는 거잖아요. 수리하고. 예. 근데 너의 미래를 네가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온 거다. 내, 나의 미래를 고칠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게 또 멋진 표현을 You are here to repair your future. 자, 요것도 밑에는 적어드릴게요. 예. 네 번째는 헐크예요. 헐크. 브루스 배너죠. 브루스 배너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거기 어 되게 재밌게도 나오는데 또 이제 헐크가 진지할 때가 당연히 있, 겠죠 영화 속에.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 We have to make it worth it. We have to make it worth it. We have to make it worth it. 어, 그것을 가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만 된다. 이런 명대사를 하거든요. 예. 약간 힌트를 드리면 그 앞에 She's not coming back. We have to make it worth, worth it. We have to 이렇게 얘기해요. She's not coming back. 이게 약간 떡 베이트죠, 미끼죠. 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인가. 영화를 보시고요. 예. 어, 지금 스포를 안 당하려고 다들 <laughs> 안 본 분들은 애쓰릴 테니까 누가 도, 그, 그녀는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고 예. 어, 누구의 죽음을 같이 있게 해야만 한다고 헐크가 얘기했는지 자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스칼릿 조한슨 예,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스, 칼릿 조한슨 어, 나타샤로 나오죠 블랙 위도우 예, 어, 저는 이게 이 대사가 감동 포인트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지 역시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 me go. It's okay. Let me go. It's okay. Let me go. It's okay.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어, 뭉클합니다. Let me go. It's okay. 언제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여섯 번째 문장 영어 명대사 호크아이, 호크아이가 한 얘기는 아니고 예, 호크아이가 어, 느 여자 어벤져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유령인가요? 뭐 사신인가요? 예, 무섭게 생긴 예, 뭐 유령이라고 합시다. 예, 그 유령이 한 말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스토리 스토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막에 보시면 예, 호카이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Everlasting exchange. A soul for a soul. Everlasting exchange. A soul for a soul. Everlasting exchange. A soul for a soul. 예. 영원한 거래다, 교환이다. 예. A soul for a soul이 for가 여러분 약간 교환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을 한 영혼에 교환을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everlasting exchange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일곱 번째 영어 문장은 앤트맨 영화 보셨죠? 예. 앤트맨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예,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인터넷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앤 다음에 티 발음 잘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앤트맨이 자기 소개할 때도 앤맨, 앤맨, 약간 앤맨, 약간 앤트맨 이렇게 뜻을 세게 내지는 않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발음도. 예. 일곱 번째 문장은 We have a chance to bring her back. Bring everyone back. We have a chance. 여기서 c h a n c e 기회 있다는 것 아시죠? To bring her back. Bring her back. Bring someone back. 이 표현도 계속 나와요. 예. 다시 데리고 온다. 다시 데리고 온다. 다시 뭐 예,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이 무슨 무슨 의미인지 bring everyone back. 약간 짐작이 가는 분들도 yeah, 예, I think you can guess. 약간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bring everyone back. 모두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는 앤트맨 여러분 스토리 영화 보신 분들 과거 앤트맨 영화를 떠올리시면 아 뭐 그거를 할 것 같은데 약간 예, 뭐 quantum physics, 뭐그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q u a n t 제가 밑에는 적어드릴게요. 예, 어려운 단어네요. 예. 저도 문과 출신이라서 q u a n t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하여튼간 힌트는 앤트맨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예, 굉장히 다인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예. 아, one more thing.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 굉장히 갈등되는데. <laughs> time machine, time travel, time travel. 타임머신 여기까지 하여튼간 예. 너무 많이 얘기했나? 예, I'm sorry.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 어우 시원시원한 캐릭터 저는 하여튼간 이 어벤져가 진짜 솔직히 제일 좀 사실은 그 저의 어벤져스 중에서 이상형은 어 제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막 올렸었는데 특집으로 엘리자베스 올슨 스칼릿 위치 있죠. 예. 그렇게 외모가 제 이상형이라는 거죠. 예. 어 근데 어, 스칼릿 위치 그가 한 얘기는 아니고 아, 그 스칼렛 위치는 아니고 진짜 너무 강력한 원탑이 있어요. 예. 예. Can you guess who? 누군지 여러분 여러분 찍을 수 있겠어요? 캡틴 마블이에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니까 캡틴 마블이 그냥 짱이에요. <laughs> 짱이에요. <laughs>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그 엄청난 힘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Because before you didn't have me.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don't worry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don't worry, don't worry at all 전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간 오 캡틴 마블 짱이에요. because before you didn't have me because before you didn't have me 아 제가 세 번씩 <laughs> 이렇게 한 거는 제 영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분 좀 공부시키려고 막 같이 했는데 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웃, 웃, 들으시면 웃길 것이고 귀엽게 봐주시고 예, 또 우리나라에 또 초급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문장들 공부도 하시면서 영화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8개 문장 어 약간 영화를 정리하고 우리 러블레터 채널에 또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 어떤 레슨 교훈은 어, 그니까이 어벤져스들이 되게 멋있는 게 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어, 자막으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뭐냐면 whatever it takes라는 표현이에요. whatever it takes. 막 캡틴 아메리카가 whatever it takes 하면은 옆에 있는 뭐 호크아이가 whatever it takes. 그러면 또 또 다른 어벤져스 어벤져스들이 whatever it takes 이렇게 막 주고받더라고요. whatever it takes 지역하면 무엇을 그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간에 이런 뜻인데 의역하면 모든 걸 걸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you know they risk their own lives. 자기 생명도 r i s 위험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그들은 자기들을 family라고 또 생각하더라고요. Avengers. family를 볼 수 있겠죠. 정말 서로 위해서 기꺼이 막 목숨을 던지려고 하고 자기들이 가질 어떤 그런 초능력 그런 것들을 어막 사용하면서 서로 서로 그냥 막 어떤 서로 대신 죽으려고 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은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헐크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좀 나온다고 제가 그 얘긴 기 드렸죠. 예, 이 정도 스포는 괜찮겠죠. 브루스 배너가 하여간 또 이런 이 대사도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어, It's like I was made for this. It's like I was made for this. 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 때 그 순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떤 장면인지. 근데 it's like, it's like. 그러니까 서로 막,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it's like I was made for this.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나서지 말고 내가 이거는 어 이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대박이죠. 예. 그리고 또 어, 호크아이가 Tell my family I love them. Tell my family I love them. 네, 막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하면서 이미 죽, 죽은 내 가족들 이미 죽은 약간 스포네요. 예. 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해줘라. 나는 죽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까 이제 두 명이 같이 갔다고 그랬는데 어떤 유령한테 사신한테 예. 근데 갔던 그 여자 어벤저가 뭐, you tell them yourself, you tell them yourself. 네가 직접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가 또 대신 죽겠다고 막 하여간 어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하여튼간 제가 굉장히 또 이런 어벤져스나 이런 그런 히어로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어, 굉장히 사람들을 정말 살리는데 그거를 아끼지 않고 쓰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존재, 생명이 이제 사라질지라도 그렇게 기꺼이 you know they are willing to die for others 기꺼이 willing to 아시죠? be willing to.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모습이 하여간 저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러블레터가 어떤 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또 영어 성경 가르치는 이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러브 스토리는 그 이제 이하에 있는 어떤 그런 또 부, 분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우리 채널과 약간 연관시키고 마무리하면 어, 그런 어벤져스들의 모습은 성경 속에 신 신이 이 세상을 어떤 테노스하고 비길 수 없는 어떤 크리에이터, 어떤 창조한 어떤 신이 어,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 그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죽게 하는 기꺼이 죽고자 하는 예, 기꺼이 준 거죠. 억지로 준 게 아니고 예, 그런 모습도 생각하게 해주는 굉장히 멋진 영화였습니다. 어, 그 뭐 아들을 기꺼이 죽게 하는 그런 신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제 러브레터 세컨 러브레터가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방법 예,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요 제목의 두 번째 러브레터를 보시면 어,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장 멋진 방법은 사랑을 보여주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방금 여러분 어벤져스 그 모습 그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어떤 성경의 문장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 들려보시고요. 들어보시고요. 예, 제가 새벽 1시 53분에 이걸 하다 보니까 말이 막 새네요. 아, 뭐 재밌게 들으셨다면 감사하고요. 뭐 세컨 러브 스토리에서는 또 다른 영화로 뭐 좋은 대사들도 같이 하고 어,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감사해요.